우리 뒷자리에 엄마 아빠가 있는데 어머이날이라서줄 선물 한 자리 쓰는 중 이거 선물로 줄 거예요. 사랑해요. 아, 디스코! 네가 여기 있었나봐. 아니, 아니, 내가 이거를. 제가 준비한 게 아닌데 내가 준비한 거 제가 준비한 게 아니에요 네 그때 이 촬영한데? 이거는 어버이날이라서 어머님께 준비 좀 해드리려고 어, <laughs>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가 연결했으니까 그래도 저 어떻게 넷이서 먹으려면 어떻게 먹어요? 일단 제가 준비해 놓은 게 있거든요. 아, 아, 아, 그래요? 아, 그래 아, 아, 원래 이렇게 안 나온 건데. 아, 그래요? 특별히 아이고, 진짜 감사해요. 감사합니다. 엄마님은 술 뭘? 와인 먹냐고, 와인? 와인 먹으면 좋리코는 저도요. 내 와인 먹고. 새우는? 네? 네. 와, 새우다! 새우다는 새우다 이게 칩놈인가 보다. 예술이. 숯불 심이네 어, 예. 저희 소주 참이슬 하나 하고요. 와인을 하나 시키려고 하는데 네. 좀 약간 떫은 거를 엄마가 좋아하는데 어떻게. 떫은 걸로요? 안 달고 떫은 걸로? 네, 감사합니다. 아, 네. 뭔가 옛날에 넓은 거라고 시켰는데 백화점에서 뭐였지? 어, 백화점 가서 와인 떫은 거 어디 있어요? 하니까 저기 있어요. 그래서 갔는데 무슨 브랜드 이름이 뭐 떫봉 <laughs> 엄청 비싼 거 18만 원을 알고 예? 떫봉도 이렇게 비싸요? 예 원래 떫봉 비싸요. 50, <laughs> 40. 어. 그 흑기희 와인 요것도 사실은 저희가 판매하는 건 아니고 혹시나 해서 저희가 준비를 좀 해봤어요. 아, 진짜요? <laughs> 어머니 찾으셔가지고 다행히도. 아, 아 너무 맛있겠어요. 아, 음. 아, 진짜 음. 아니야?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잘 먹겠습니다. 선배는 와사비 만딱 찍어서 드셔보세요. 아, 3일째 시키셨죠? 네. 네. 와. 와. 살살 먹어요? 네. 예. 어우. 너무 감사합니다. 아 이거 진짜 이거. 잠깐만요. 아 똑같은 레파토리인데. 아 진짜. 어머니 아버지 내일 어버이날 축하드리며 아. 결혼 축하드리며. 아우 진짜 감사합니다. 네, 네, 네. 아, 감사합니다. 잘 먹여보죠. 음, 어, 아, 저. 음. 다른 게 아니고 어쨌든 또 저희가 어버이날이기도 하고 다음 주에 저희가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인데뭐 어떻게 뭐 저희도 결혼식 하고 하면 뭐, 뭐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별거 아닌데 왜? 아니 아니 아니 별, 거 아니 아니 아니 진짜 진짜 별거 아니 보, 보세요 진짜 네. 보세요 아니 진짜 편지 아니야? 아니 지금 <laughs> 감동적인 척 감동적인 척 감동적인 척 감동적이죠. 내가 아, 그냥 눈물하고 딴 데다가 감동적인 척. 아니야 엄마는 그냥 입만 남고했는데 진짜 편지야. 감동적인 척. 감동적인 안 하고 있거든. 세상에서 그 가장 금이 뭐야? 지금. 네, 그게 저희 마음이다. 동생다. 아왜 아파? 내가 준비한 건데. 돈이 아, 아니면 좋겠다면서요. 근데 사실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좀 어버이날인데 아유 뭐 진짜 별거 별거 다 해. 엄마를 줘.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, 두개 있어 두개 아, 있습니다. 네 예, 아빠님. 뭐 그렇게 안 볼래. 네 엄청 길게 썼습니다. 담배 같 담배 같기도 하 맞아 명세 명세전. 어 담배 같기도 하고. 담배 같고. 엄마님도 항상 감사합니다. 어, 고마워. 근데 뭐야? 바꿔봐. 아! 왜요? 지금은 받으세요. 아, 네, 네 그러니까 지금, 지금, 지금도 아. 괜찮은데요? 어, 지금도 괜찮은데요? 오리지널 네. 행복이라고 보요아 <laughs> 진짜 진심 진심으로 진심으로 아 진짜 아 진짜 진... 어 맞아 맞아 맞아 엄마도 어릴 때 그랬어 아 진짜로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어버이날의 행복이 어린 어린이어린날의어린날의 행복이 어버이날의 풍성함 뭔 얘기? 이건 아빠. 아유. 어린이날 행복 어버이날. 일주일수 어린이날 내 우리 해준 게 없는데. 아 많죠, 많죠. 우리 크리코 사랑해요. 음. 아 별건 아니고. 역전입니다. 와 아, 진짜 어떡해. 밤새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<laughs> 네, 어머니, 어머니, 이모한테 좀 많이 해요.

엄마가 원래는 와 맛있다 이런 말을 안 했는데 크리코하고 만나서 와 맛있다라고 하는 음, 와 그렇게 들었어 원래 하시는 느낌인데요?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아빠의 눈이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남편이 제일 잘 알지 왜? 그렇지 않아? 내 앞에서 많이 나오지 나 앞에서 음아막 뭐가 나보고 야마도네. 아, 야마도네. 야마도네. 그흥기 그 오늘 경식이와 그런 것 때문에 많은 경험을 하네. 아유. 아니 아니요. 제가 또 아, 처음에 여기 왔을 때 그 감정을 엄마 아빠도 많이 느껴서 다행이네요. 음. 와, 엄마 육전 진짜 맛있다. 야, 나는 벌써 이 돌린 맛있었는데 여자잖아. 네네네. 네, 네. 그러니까 한명 늘었잖아. 음. 그래서 갑자기 막 느는 기분 드는 거야. 음, 아무튼 엄마는 크리코 있으니까 그냥 딸 같은 기분? 아. 그러니까 그렇게도 얘기하는 게 그래서 한국 작년에 처음 왔을 때 처음 한국 가서 엄마랑 같이 마사지 다녔잖아요. 음. 막옷 벗고 하는 거잖아 아, 진짜. <laughs> 그때 다른 외국인 애들한테 들으면 무슨 뭐 시부모님 막 이런 아, 시어머니가 이런 막 고부간에 이런 거 하는데 아, 하나도 그런 생각이 안 드니까 음, 헐 진짜 나 네. 예를 아, 들어서 아, 한국의 그... 거짓말이 뭔지 알아? 뭐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만 음. 뭐 딸같이 했게 완전 거짓말이야. 예? 며느리가 <laughs> 잠깐만요, 아빠님. 네, <laughs> 아닌 것 네, 같은데요? <laughs> 아, 죽이는게 아니고 그건 거짓말 거짓말이야. 알지, 알지, 탐지 맛있다. 어, <laughs> 진짜 아까 육전 들어왔을 때 엄마 표정이 육전이 들어왔을 때 엄마 표정이 아빠랑 결혼식 할 때보다 행복한 표정이에요 <laughs> 내년은 저희가 5월 6일부터 일본에 가 있을 생각이에요. 아니요. <laughs> 야. 5월 우리 음. 음. 가고 싶으면 아직 갈수 있게 <laughs> 걱정하지 마아 미리 미리 연락할게 미리 좀 <laughs> 하나님이 반지 잔뜩 미세대 그리고 반지 잔뜩 미세대 반지야 반지입니다 짜란짠 자기 찍는 줄 알지? 우리 찍는 줄 알지?